가요? 이러고 가요? 지민? <laughs> 어 지민? 아 뭐래? 어예 아, 아, 지민 아, 예. 어 지민 아좀 인사하니까 빨리 어 지민 예 옷을 안 입고 가면 어예 지민 좀왜 옷을 안 입고 있어? 你听信。 의포즈를 취해줬던 우리 네. 야 정국이라고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이고 이렇게 수고가 많아 아유 졸려 자 네. 어. 네. 하나 둘셋 시작 우리 잘하자 아이고 어이구 잘해 어이구 아이 강하네 이제 슬슬 좀 잡아야겠다 그가 구기 잘합시다 아, 잘하자 잘하자 아 지영 엉덩이가 참 탐스럽게 자. 잘때렸으니까 정확히 조준점 여기입니다 어디야 어디? 조준점 여기입니다 아 그만 만져 아 그만 만져 아 t h e r 그런 월드와이드 해서 아! Yo súper bien, ganando como siempre. te amo, mi amor. Bésame. Se esta verga. Eh. 써놓은 뭐 네, 진짜 힙합으로 해주세요 힙합 대해 써놓은 된니까거 그냥 주면 그냥 뭐 대 폭탄 머리 뭐 네,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피해 주실래요? 반대 주고 맞지 내 buen servicio! 비 내린다 안고 고래 한 번씩 격려해 주세요 ¡Ya viene! ¡Ya viene! ¡Qué buen servicio! <laughs> Ah, 우리 일, 일어나야 돼 Finally!